<laughs> 네. 아, 아, 이런. 어, 어 이 저긴 내 파트인데 저거 잔잔하게. 그렇게 잔잔할까 아야 먼저 가 어기야 뛰어라차 이거 잔잔한 건 같아. <laughs> 아, 이렇게 쑥스러워? 아, 근데 왜 아, 아, 이렇게 쑥스러워해? 어기야 뛰어라차 이걸 어떻게 잔잔하게 해야 되지? 어, 지금 좋아요. 좋아요. 아니면 어기야 먼저 가 어. 어기야 뛰어라차 아니면 성현 씨 어기야 뛰어대 찾을 거야 또 그렇게 트로트 같아 보여 그러네 <laughs> 뽕필이 좋네요. 뽕필, 뭐? 뽕필. 노래가 예,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아니면 아- 이다가 약간 좀 끌어진 거예요. 아, 아, 아. 어, 야 먼저 가. 아야 먼저가. 어 느낌 있어. 아야 먼저 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어, 안 된다. 이게 약간 노래가 좀 야한 거 같은 느 아왜 그런 느낌이 들지? 나만 그래? 아, 나 그래. 아, 댄스곡은 노래 좀 야한 거 같아. 아야 이게 바꾸지 말자. 아야 먼저 댄 댄스곡이야. 날 기다려. 아, 다음 곡 네, 성종 씨가 한 곡은 네, 제가 성종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이죠? 네, 저는 파라다이스라는 아, 예. 곡인데요. 네, 약간 어두우면서도 잔잔하고 또 애절함이 가득했는데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해본다면 그 감정들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오. 아.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은 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음. 웅장한 분위기와 하이라이트 부분이 화음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거든요. 감미롭게 집착하는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줬습니다. 네. 어, 또 강하고 남자다움이 물씬 나는 이 곡은 잔잔한 어쿠스틱 버전으로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음. 소, 곡 소개를 참 특이하게 했었죠. 제 그러죠. 그러니까 다음 곡 파라다이어트. <laughs> 파라다이어트. 파라다이어트. 파라다이어트. 파라디오라스. <laughs> 어디 공연에서 그랬었죠. <laughs> 네, 맞아 네. 네, 콘서트인가? 네, 콘서트 콘서트 때 다음 곡 들리겠습니다. 파라다이디 뭐 다이어트라고 했나? 뭐 파라다이어트. 파라다이어트. 네. 뭐, 이 노래도 한 소절 뭐 그럴까요? 어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 을 네가 넣어주시고 제가 여기 사비 부분에 네가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제가 원 멜로디로 갈까요? 네, 예. 가볼까요? 자, 원, 투, 쓰리, 포. 네가 있어야만 여기가 paradise 억지로 너를 가둬버린 paradise oh, oh. 깨어선 갈 수 없는 슬픈 paradise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paradise oh, oh, oh, oh, oh. 야. 어 급하게 한 거 치곤 괜찮았어요? 어 네. 느낌 있어요. 어, 네. 어. 그러네. 내가 너무 늦게 잡았나? 네. 네. 어, 굉장히 늦게 왔어요. 어, 일단 네, 좋았어요. 저희가 사전 <laughs> 이벤트를 해서 이렇게 사연을 네. 받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저희가 네. 아마 만 개였나? 예, 를 예. 넘으면 전화 연결을 하겠다고 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요? 맞아요. 예. 전화 연결. 전에 약속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죠. 세 분과 <laughs> 예.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전화 연결을 굉장히 특별한 선물인데요. 아 근데 네. 정말 되게 뜻깊은 게 여러분들이 진짜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네, 네, 댓글도 네.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제가 되게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준 씨, 성준 씨가 어. 세 분을 뽑았다고 들었는데 전화 연결을 어떻게 성준 씨요? 어, 해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 첫 번째 팬부터 성준 씨가 뭐? 첫 번째부터요. 네. 첫 번째. 네, 성준 씨 아까 들었죠? 네. 네. 스피커가 그 뒤쪽에 있습니다. 스피커. 네. 아니요, 반대로요.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아니요, 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잘하네. 어요 아, 네. 잘해. 참 잘했어요. 번호가 010. 네. <laughs>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약간 싱크가 안 맞네요. 아, 안 맞아요? 아, 싱, 저희 잘 맞는데. 그게 초에 잘 들리는데? 아. 저 혹시 이거 성함 뭐, 여쭤봐도 되나 성함? 여쭤봐도 아, 돼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신지. 살게요. 네? 영상은 안 보고. 아,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아, <laughs> 저, 네. 네.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조사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저, 저 성렬이 오빠네. 네. <laughs> 성렬이 저 오빠 살던 동네에 살고 아, 있는. 아, 깜짝이야. 성렬이 오빠 살던 동네. 박정현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 어. 누구, 누구야? 누구야? 박정현 아, 정현 씨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친정 나 이름도 정현인데요. 어. 네, 목소리가 너무 네. 울려요. 아, 아 저희가 마이크 대고 얘기했어요. 네네. <laughs> 마이크를 어. 버릴까요? <laughs> 저희가 여, 네. 네.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씩 네네.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아 네네네. 네. <laughs> 질문 두화. 질문 두화. 준비성 100점. 네 성동이 오빠부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됩니다. 네, 성동이 오빠한테 제가 2년 전에 그 갤럭시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 이미 얘기했어요. 아 이미, 얘기했어요. 괜찮아 이미 갤럭시였잖아요. 이미 나왔어요. 아, 전자기기 이벤트에서 네. 오빠한테 직접 그려온 그림 보여드리면서 아그 아, 아 그 플레이요? 돌을 돌을 드렸거든요. 네? 돌? 돌? 돌멩이를 드렸거든요. 어. 어. 네, 흰돌 위에 오빠 얼굴을 그려 넣어가지고 어.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내 네, <laughs> 표정으로 봤어. 표정으로 봤어. 네. 어, 기억납니다. 표정은 아, 기억 네, 기억나요. 거짓말 하시면 안 아, 돼요. 아, 진짜 기억나요. 돌 그렸잖아요, 돌. 정말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요. 그러니까 납니다. 돌에다가 뭘 그렸죠? 정정 씨, 가, 가방에 들고 다니죠, 그거? 아, 가방에 들고 있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가져와 보세요. 아, 지금요? 어, 가방을 집에 숙소에 있어서. 아. 네. 네. <laughs> 그돌 지니고 있으면 좋은 네. 일이 있을 거니까. 아,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현 씨, 네, 아, 네, 네 호야 씨. 네. 무섭네요. 예. 네, 저한테 두 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네. 호야 오빠랑 정말 잘 맞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오빠도 춤도 잘 추고 네. <laughs> 제가 그래서 호야 오빠 보는 기분 내고 싶어서 오빠한테 인피니트 춤 많이 추게 하거든요. 나, 예. 저 어떻게 나중에 몸이 많이 피곤하실 때 저희 오빠를 대처로 무대에 세우시고 예. <laughs> 무슨 그 말씀이시죠? 오는 저의 1, 2 오빠로. 아. 아. 어허. 어허. 어, 그거는 아. 정말 말도 안 어, 되는. 어, 네. 그거는 계약 위반이에요. 네. 지금 네. 어디서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불법입니다. 예, 불법. 네. 스위트가 계약이 돼 있어서. 네. 한번 계약이 끝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현 씨. 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저 목소리가 안 들려서 시간 관계상 질문을 네. 하나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만 더요? 네 꼭 하고 싶은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 저 성규 오빠한테 예 <laughs> 아니요 굳이 저가 아니어도 <laughs> 혼난다 이제 혼난다 네. <laughs> 오빠는 인피니트 내에서 본인이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몇위 뭐가 자신감. 1위겠죠, 1위. 자신감 몇 위? 본인 항상 1위를 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뭘 해도 아니, 뭐가 몇 위예요, 근데? 형. 오빠는 4위예요, 4위. 뭐야? 왜, 왜 4위? 아, 어떤 거 4위예요? 설마. 갑자기 4위래. 설마. 우리 엄마 4위. 아. 놀러. 하하하하하. 정현 씨, 잠깐만 이 공연장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음악성도 인성도 다 칭찬하시고 아 진짜요? 다른 사람은 다 말리시면서 그럼 나 성규랑 결혼하면 안 돼? 하면은 어. 성규 데려오거나 말하라고 아. 키가 176이라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했더니 아. 어. 성규인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거예요 원래 키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아. 오빠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장가 오세요 아 근데 제 의사는 상관없는 건가요? 저 <laughs> 커서 꼭 현모양처럼 될 거거든요 만두 속도 직접 만들고 오. 밥 힘들어고아 정현 씨, 아... 현무왕천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네. <laughs> 맞아요. 아, 근데 우리 네, 정현이가 약간 네. 꼭 하고 싶은 질문을 하랬더니 네, 사위 이거 아. 약간 아... 준비한 개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웃겼습니다. 아, 한참 생각하고 어요 그러니까. 어, 어, 결혼은 근데 네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어, 나중에. 8일 날 콘서트도 가니까. 어, 아, 그래요? 어, 있거든요. 아, 이구요? <laughs> 그럼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한 인연이 있으니까 꼭 오면은 제가 정현이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네, 이 구역의 정현이다 해주세요. 네, <laughs> 보셔야죠. <laughs> 며칠 날 오세요? 며칠 날? 8일 날. 8일, 8일. 8일? 네, 8일. 오, 이틀 지네요. 그래요, 정현 씨 고생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현 씨, 네, 네. 어, 네.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우리 콘서트장에서 꼭 만나요. 네. 예, 결혼은 네 마음대로 정한거 아니에요?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음소리가 귀엽네. 네. 안녕. 예. Yeah. 안녕. 어 갑자기 반말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첫 번째 팬분이랑 <laughs> 아. 통화를 해봤고요. 아 너무 귀여웠어요. 네. 두 번째 네. 통화. 두 번째 이제 팬분이랑. 두 번째 바로 연결. 아, 연 콘서트장에서 전 진짜 8일 날 정현 씨를 꼭 찾을 거예요. 오, 찾아요 우리 같이. 8일 날 정현아 어딨니 이렇게. 두 번째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laughs> 사랑. 아두 번째 분은 여보세요? 헬로. 아예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 소개요? 어 잠깐만요. 어 잠실 <laughs> 서울 잠실에 사는 고등학생이고 지금 18살인 석예린이라고 합니다. 석, 예. 아 예린 씨. 예. 석예린 씨. 네. 어, 예린. 아,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아. 저희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네네. 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네? 어디서 뭐 하냐고. 아, <laughs> 뭐 하세요? 안 들린다 근데. 아, 아 그래요? 예리 씨.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예리 씨.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동굴이에요 사실. 잘 들려요? 아, 들려요? 아니, 전화기에 대고 뭐 말씀을 하 드리면 좀 잘 들릴 거예요. 어디서 뭐 하고 있니? 아, 잠, 아 어디서 뭐 하냐고요? 네. 아 집에서 전화 받고 있죠? 아. 아, 네. 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걸 물었어요. 우리가. 어, 예린아, 어, 너 되게, 아, 예, 그, 그래요. 예. <laughs> 저희가, 어, 사전 이벤트 댓글 미션을 어,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 정말 죄송한데요. 예. 상하도안 들려요. 예, 예, 예. 지금 들려요? 잠시만요. 언니가 영상 듣고, 어, 연, 잠깐만요. 말해주세요. 잠시만 아. 진짜요? 아니 저희가 언니 뭐라고? <laughs> 이거 알기로는 이게 영상에 딜레이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거의 라이브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질문 네. 주세요. 네. 어, 참 한번 한번 아, 아, 질문은 우리, 가 드리는 게 아니라요. <laughs> 네, 질문은 질문 주세요가 아니고 토크쇼 아니에요 여기. 아니 지금 여기 토크쇼가 아닙니다. 퀴즈쇼 나오신 게 아니에요. 질문 아, 주세요라뇨. 자 OX 퀴즈 드릴까요? 질문 질문 주세요라뇨. 어, 굉장히 당돌한 여자인데요? 저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뭐 궁금한 것, 아! 궁금한 점이나 네. 성규 씨. 예, 성규 씨. 성규 오빠가 네가지쇼에서 네. 네. 네. 취미로 마술을 네, 네. 추천받았잖아요. 네. 근데 성, 성혁이 오빠가 더 잘하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네. 아직도 마술 꾸준히 연습하고 계세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 방송 이후로 그 방송 이후로 마술을 접었습니다. 접었죠? 네. 손도 안 돼요? 네, 그죠.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 굳이 그런 취미를 인위적으로 가지지 않아도 저에겐 아주 맞아요. 훌륭한 음악이라는 취미 생활이 있더라고요. 네, 맞죠.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맞아요. 예, 또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아, 점 있으세요? 어, 이번에 성정 씨 네. 씨 MC 맡으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 지금 시간 없어서 제가 조금 조금씩만 말할게요. 네네, 네, 말해주세요. 동훈 씨, 어, 항상 웃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항상 그렇게 밝게 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아, 그리고, 어, 우현 씨. 예, 저예요. 네네네. 네, 네.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라이브로 못 보는데 예. 그래도 이따 나중에 방송 확인할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럴까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몇, 뭐, 뭐로 보여드려요? 종류가 다양한데 어,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요? 어세 가지. 예.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음, 이런 삼 가지. 네.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도도도도도 하나 둘 셋. 따다다다다 3, 2, 1 따다다다다 간다 귀여워, 간다 귀여워. 예 사랑이 갔나요? 보냈어요 그 나중에 볼게요 예 나중에 확인하시고 네. 아 네. 그리고 어... 음또 뭐였지? 예 마지막 한 말씀 아, 네딱 하나 예예 예. 예. 그냥 지금 빨리 할게요. 성규 씨 솔로 앨범 어, 네. 어, 망, 망, 망했다고 하셨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laughs> 그 멤버들도 안 놀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쐐기를 박네. 예, 알겠습니다. 네, 쐐기를 박아. 그리고 예. 어, 아, 딱 하나, 지금 이거 딱 하나요? 멤버들 이상형이 혹시 바뀌었는지 궁금해서요. 아, 멤버들 이상형이요? 어, 한, 한 번씩 빨리빨리 얘기, 네. 얘기 들을까요? 어, 바뀌신 분 혹시 계세요? 계세요? 아, 다들 그대로라고 네, 합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아, 아, 아. <laughs> 여자면 좋아요. 아, 네, 네, 아, L 씨는 그 긴 머리 그거 그거고 웨이브고. 네, 네. 긴 머리 그 웨이브고. 그다음에 성규 씨는 그 하얀 하얗고 털털하고 귀엽고 그거 맞죠? 아니요.